음. 멀리서 날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어떤 사람 아씨 아 짜증날라 그랬어 지금 겁나 맛있게 먹는데 안티다 안티 야뭐 아, 이래 이거 너무 많이 줬잖아 야 갇혔다 뭔가? 뭐바뀌었다 그러면서 밖으로 아 음, 이거 고기랑 먹으면 안 됐다. 와, 김치랑 같다. 뭐 김치랑 먹을 거래? 아까 먹을 때는 좀 맛이 없었는데 맛있네 이게 많이 왜 거... 맛이 없어진 줄 알아? 많이 헹궈야 된대 왜 많이 마, 맛이 없어진 줄 알아? <clears throat> 너가 고기를 드립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어서 맛없는 거야 음. 벌써 다 먹었어